네 이번에는 아라TV만의 자랑 어 먹방 퀴즈 타임인데요 자 그럼 빨리 소개 부탁드려요 네. 네. 자 여기에는 제 손가락 같은 맛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네. 호북칩 네. 자 그리고 오 감자 오, 그리고 감자? 콘칩 이거 어허.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었었죠 그리고 여기는 대망의 뿌링클. 치킨. 와. 뿌링클하고 뿌링클, 뿌링클. 맛있게. 네, 대박 비주얼 혹시 와. 와 뭐야? 형,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돼요 형. 자. 그러면다 같이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시물리의 형도 있고 나인이가 뿌링클 좋아한다 했으니까 치킨으로 한번 가볼까요? 온니와 노브가 아이돌 그룹 최초로 시도한 팬미팅은? 아 맞죠 맞죠 맞죠 이거 먼저 맞죠 아, 바로 적었습니다. 아. 아 이거 댓글이 이게 답이 올라오는데 보다, 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댓글이 보면 안 됐네. 아 이거 이거 보지 자, 다 됐으면 그냥 네, 바로 됐습니다. 갑시다. 됐어요. 네. 됐어요, 여러분.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예.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빠바바바 빠바바바 맞나요? 자, 여러분. 와, 뭐야, 뭐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와, 라이온. 와! 아! 자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걸 걸어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델리 만주 델리 만주 해야지 델리 만주 델리 만주 하겠습니다 제가 델리 그림 같이 음. 너가 그쵸 나 핫도그 먹고 싶어 델리 만주 걸고 3번 문제 주세요 네! 네. 온리원 오브 멤버들 중 최고의 엔딩 요정은? 어! 어...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리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 <laughs> 여러분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네 우리 가까운 나라로 갈까요? 아가까운아 그런 힌트 주시면 안 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저희가 전... 아까 그 음료수 고, 골랐었나요? 델리만두요. 아 솔직히 말해서 델리만두. 델리만두 해야지. 뭐 힌트 그냥 안 되는 걸로 하고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예예. 예, 네. 예, 예. 나도 얘 얘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냥 나는 어? 나는 이거 먹고. 어 이정 씨 아닐 걸요? 이정 씨. 어 그래? <laughs>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작. 아 시작이래. 빠바바바바바바. 여러분들 누구 하셨나요? 어, 와! 아니, 이런 우연이 있고 자, 여러 네, 네. 드디어 말하겠습니다. 엔딩 한번 보여주세요. 엔딩 버 한번 갑시다. 역시!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에는 핫도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리에 씨 앞에. 네. 네, 네, 4번 문제. 온니와노브와 라이온이 중고 거래한 마켓의 이름은? 아, 아, 아, 아. 이거요. 여러분 이거 바로 그냥 바, 빨리 하죠. 바로 바로 하세요. 아, 설마 네. 이거 틀리겠어. 설마 자, 이거. 어! 어. 하나. 어! 어!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나나나 어. 어. 어. 어. 네. 네, 진짜. 진짜 맞아요. 아, 뭐야? 뭐야? 뭐야? 누가 틀렸어? 공산마켓. 당근마켓 누가? 아, 아, 잠시만. 3월 마켓은 뭐예요? 3월 마켓은 3월 마켓 장난해요? 장난해요? 선생님 제가 또 별명이 장난인이어가지고 선생님 야 공산마켓 안 쓴 사람 누구야? 나 엎드려, 아, 엎드려 뻗치세요 엎드려 엎드리세요 아니 이게, 뻗치세요. 이게 약간 헷갈렸던 게 그그 네. 예. 그 저희가 쇼핑백에 예. 당근이 네. 그려져 있었어요 예. 아 그리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어. 그 당근마켓 아, 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맞니다 과자는 실패했고요. 그러면 다음 뭐 먹을까요? 아, <laughs> 아 과자 했었어요. 네, 저희 과자는 실패했나요? 네. 아,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에는 핫도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리에 씨 앞에 아, 과자 과자 과자를 실패해가지고 이번에 네. 핫도그를 도전해 볼까요? 아, 핫도그 를 한번 도전해 볼까요? <laughs> 그렇다면 핫도그 좋다. 핫도그 너무 좋아. 어, 핫도그 좋다. 핫도그 괜찮아요? 핫도그 좋다. 과자였어요? 네, 네 과자였어요. 네, 네. 아, 네. 아 그럴 리가요. 아니 어, 뭐 제가 아기로 맛동산이 약간 핫도그 모양이거든요. 네, 핫도그 네, 과자라고 핫도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핫도그 했어요. 핫도그 걸었어요. 핫도그 했어요. 또하겠 아, 네. 네. 기열하시네요. 핫도그 또 하겠습니다. 핫도그였습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역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죄송합니다. 예. 네. 최근 재미있게 본 웹드라마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요? 아 저요? 저 완전 재밌게 봤죠? 아 이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 이거 진짜 모르면 진짜 다운 다운 다운 너의 모든 게 그게 뭐야? 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아니라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어, 멤버들 OST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 본인이 재밌게 본 웹드라마는 그 본인만 알고 있으세요 <laughs> 본인만 알고 네. 계시고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음.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약간 어, 달달해야 돼요.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다냐? 그러니까. 야, 달다. 야, 왜 이렇게 달아 야, 야 근데 진짜 야, 달달하다 이거. 야 고놈 정말 달달하네. 야 음. 고놈 어. 정말 달달하다. 어, 어. 여러분들 힌트를 주시면 안 됩니다. 저 네. 그 잠깐 막간을 여기서 표정 연기 몇개 보여드릴.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자 표정 연기.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자 하나 아, 둘셋 아, 자 하나 아, 둘셋 아, 아, 하셔야죠 아, 자, 하나, 제가요? 둘, 셋. 네. 네. 아, 아, 네, 하나, 네, 네. 아, 표정 아, 아 제가 네. 봤을 때 그 저희 그 곡 제목 중에 엔젤이 있죠? 예, 예. <laughs> 제작진분들 너무 엔젤이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다 봐주시고 네,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뭐야? 아니 잠깐만. 고놈 뭐야? 고놈! 아! 고놈 보수! 아니! 제가 고놈이라 아, 했다고 아. 진짜 고놈이라 적으면 어떡하십니까? 한자입니다. 아! 내안에 아, 있는 건 뭐야? 아, 아 헷갈렸어. 같이 생더라고 아, 헷갈렸어. 아니. 아. 저기요, 잠시만요. 이거 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OST를 해놓고 이래 된 겁니까? 당신도 여기 형 뭐라고 나한테 그놈 저거 아니 그리고 어, 저는 저는 아닌데 저는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네 저희 어, 멤버 중에 달달한 그놈이라는 아니, 웹툰에 저희가 OST에 아, 니 참여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모르실까요? 자 리에 씨 틀린 기념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laughs> 아 파이. 아, 씨, 네. 아빠, 씨, 쌤. I w a 담담담 너의 모든 게. 나 네. 그래, 다다다 갖고 싶은데. 네. Into the night, night, night 아무도 모르게. 난 너에게 빠져들겠어. 아, 가사또다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마지막은 주스로 갈까요? <laughs> 마지막은 주스로. 아, 마지막도 핫도그로 한번 핫도그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온리원 오브의 2021년 목표는 어허! 어허! 어허! 이거 우리가 얘기한 적 있었나? 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얘기해볼까? 꿈? 꿈, 꿈, 꿈으로 갑시다. 네, 꿈으로 갑시다 그러면. 아, 아, 야. 야, 우리 항상 근데 얘기하던 게 있어. 그 쉬운 거 그거. 네. 그 크게 어, 가 또. 크게 그, 가자. 크게 가자. 꿈은, 꿈은 크게 가자. 어, 우리가 네. 비행기, 사에서도 어, 나왔던 비행기도,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좀그 그 뭐였지? 아전 됐어요 세계 여행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예전부터 꿈은 크게 갖는 거라고 네. 해서 네. 저희가 또 여기서 또 저희가 어, 주목해야 될 신예로 아. 떠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는 절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네. 해볼까요? 다쓴거 같은데? 어, 아, 아, 아, 아, 예, 예, 잠깐만 예, 다 됐어, 저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따단! 빰빰빰빰. 빌보드 1위, 빌보드 1위. 어, 정답입니다. 너의 모든 게 핫도그 나나나 너무 좋은데 짜잔